밑에 눌러붙으면 안 되잖아. 맞아, 풀면 이렇게 안 돼. 진짜 연가 화낼 거야. 많이 드세요, 언니. 그냥 많이 먹어. 네. 고추 맛? 음, 맛있지? 음. 맛있어. 이렇게 밀떡이 좀 맛있어. 짠. 음. 맛있다. 솔직히 떡볶이 별로 안 땡겼거든요. 맛있어. 진짜 얘기 안 했나? 솔직히 막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. 음, 맛있다. 단맛이라도. 음. 음. 합격, 합격. 그. 와, 음, 맛있다. 이거 맛있잖아. 존나, 존나. 난 약간 살면서 즉석 떡볶이 맛있는 지 거의 못 먹은 것 같아요 음 맛있네 음, 음. 나였으면 나는 약간 돌려서 말 절대 못한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그냥 연말까 그냥 널널해졌으면 좋겠어 어, 난 사람 진짜 안 만나는데 니도 희정이도 보면 진짜 만나는 사람만 음. 만 응. 어, 어, 어. 아, 지인이라면 다 알 정도로 아, 맞아 맞아 아 또그 어, 그 친구 이렇게 어, 어, 어. 나는 진짜 맞이 친구 이제 다 알겠지? 어, 어. 진짜 응. 응. 아, 곰실네곰실 아이고 귀여워 걸어서? 어 그래? 오케이 음, 예쁘다 a song True path that I'm trying 나 스물 여섯 스물 여섯인데 왔어? 스물 둘? 스물 여섯인데 왔어? Okay. <laughs> 찍는 건 어때? 안고 찍으라고? 맛있다. 음. 음. 음. 음. 반찬이 필요 없는데? 근데 카페 한 자리. 이거 아, 네. 참고 분위기 좋다. 없어서 좋다. 나 아, 이거 먹어본다 와 진짜 맛있다 음. 음. 진짜 미쳤냐 맛있어 언니야 빨리 먹어봐주안 돼? 빨리 먹어봐줘 아우 존맛 개맛있지 음. 디저트 잘하는 <laughs> 하지 말라고 민망하다고 야, 어, 귀여운데? 난 귀여워 아,